마이크나 큰 텔레비전 시즌 2 컴백 이번 퍼포먼스 네 이번 퍼포먼스가 굉장히 직감을 줄수 있는 무대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항상 저희는 어, 드라인 리허설을 어, 준비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드라인 리허설 갔다 와서 또 다음 멤버가 카메라에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아 어, 통통 빈거 아니냐? 아! 와 진짜 아침부터 누나 티안 나죠? 100개씩 하려니까 좀 힘들다 아, 아. 근데 뭐라고요, 영화냐? 3년간 꾸준히 운동한 뭐라고? 근데 못해는 머리를 박았어요 저는 그 아무도 못 봤을 줄 알았는데 옆에 있던 온 세상 팬분들과 우리 팅커벨들과 매니저 형들까지 절 봤더라고요 소리가 좀 크게 났는데 엄청 피했어요 엄마? 아, <laughs> 팬분이 저그 머리 부딪힌 거 이렇게 찍으셨더라고요 엄마가 또 그걸 어떻게 봐가지고 약간 가족 그 메신저 방이 있는데 <clears throat> 그걸 링크를 또 어떻게 복사를 할 줄 아나봐요 또 복사해가지고 그 메신저 방에다가 아들 머리 괜찮니라고 해가지고 참피했습니다 아, 하지만 무더움, 무더위에 전 큰 웃음을 드렸다 생각해서 뿌듯합니다 뭐! 어찌라고 뿌잉 <laughs> 가수가 굉장히 매력적인 곡입니다. 아, 네, 그럴 수 있다고 아, 네. 아, 네. 아, 이번 신곡 비는요. 어, 비 내리는 밤 지난 연인과의 추억과 이별을 담아낸 곡으로서 어쿠스틱한, 아, 네, 네. 어쿠스틱한 사운드가 굉장히 어, 쿠스틱한 사운드가 매력적인 이별곡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이번 신곡 비는요. 비 내리는 밤 지난 연인과의 추억 암기력이 그러니까 좀 가긴 하다 <laughs> 장마철이 왜? 난 한 번 딱 보면 다 외우거든 <laughs> 옛날에 알지? 네, 저희 이번 신곡비는요 빗소리를 아... 이, 저희 이번 신곡비는요 헤어진 연인을 응? 응 하지 말라 그랬지 여기서 더 잘게? 응? 머리 가르고 자르면서 응? 이러거든요 내가 그 연애 상담도 다 해줬거든요 싫어해 내 응? 잘된 셈이죠 아, 응? 아, 힘 빠져. 왜 이래? 응? 아, 힘 빠져. 응? 손에, 손에 힘이 안 들어. 응이 왜 싫냐고. 아. 응? 응? 밀어주세요. 응? 아, 똥안 돼. 안 시끄러? 안녕. 반갑습니다. 인기가요 첫 무대를 비 오는 날 합니다. 비와 잘 어울리는 노래 저비 많이 많이 실어주세요 오늘 끝나고 가는 거예요 10시까지 아, 다시 김, 장, 지답 아, 장, 지답 이제 사이좀 뜨거울 걸. 고파서 맛있어, 진짜. 근데 이거 라면 누가 자꾸 넣냐? 왜안 <laughs> 주냐? 같이 내가 더좀 더줘 그세찬바한 입 먹어볼 수 있어? 요 안돼 안돼 안돼 개인기 보여줘 애교다 아 뭐예요 나 느껴 커피 없습니다 웃겼어 <laughs> 웃겼어 이거 드세요 <laughs> 내 빨대 어디 갔는지 알지? 아니 방금 내 입에 물고 있었는데 내 빨대 아니 내 빨대 없어졌다고 어딨지? 아니 나 분명히 물고 왔는데 이제 와서 어머 아니 빨대 어디 갔냐고 갔다 올까? 그래 보 민혜 형 자리 내가 맡아놨어 왜뒤 안지 여기 앉아 출발하고 왜나 무도내 옆에 안 앉아 아 빨리 어디 갔지? 형 빨대 있어 혹시? 무슨 말도 안 되지 가는데 빨대 있으 대박이지 네. <laughs> 혹시 몰라서 두개 가져왔어 울산이에요 여기는요 베이스를 이걸로 해주고 뭐야 없어 네, 저희 울산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저희 오늘 밤에 오늘 또 점심에 비가 왔는데 그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비를 비 내리는 밤에 진짜 부를 수 있었는데 그게 살짝 아쉬운데 음, 하지만 비가 왔으면 관객분들이 비를 맞았을 테니까 그래도 재밌게 잘 무대를 한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끝 이제 서울로 돌아갑니다 버스를 타고 봤는데 약간 수학여 가는 느낌도 들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빨리 휴게소 가서 우동이랑 라면 먹고 싶다 안돼 우동 먹자 나 마늘빵 같은 먹을래? 그래서 우동에 고춧가루 팍 뿌려가지고 바로 단무지에다가 휴게소에서 우동 먹고 라면 주먹밥, 충무김밥에다가 간식으로 해오리 하자 나는 우동에다가 라면 뭐라 뭐라 나는 우동에다 주먹밥, 우주 잘 자요 원래 인스타캠 찍어야 돼 우와! <laughs> Gracias.